저는 오늘 결혼식의 사회를 맡은 신랑군의 동생 김석진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예식은 신랑 신부님이 주인공이 기드리기를 기원합니다. 대민 네, 여러분께서는 양가 호주 분들께서 정성껏 마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사진 촬영이 실시될 예정이오니 신랑, 신부의 가족 및 친지, 직장 동료와 친구분들께서는 사진 촬영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신부님 괜찮아지시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부탁드립니다. 안 되는구나. 오케이. 자 다음은 내빈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답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신랑 저한테 윙크 한 번만 신랑 신부 내빈께 인사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장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장난 좋아해 부르고 싶은데 저희 노래는 Fake Love 거짓된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어, 부를 수는 없고 어,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부가 된 두...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